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잡아주었고 날씨가 진짜 덥네요 진짜 가장 더운 날에 이렇게 뮤비를 찍어가지고 땀이 분박이 되지 않을까 <laughs>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곧 폭발할 네, 예정입니다 노란색으로 좀 차분하게 가려고 했었는데 태호만 보시다시피 저렇게 노란색으로 하고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어, 뮤비 찍기 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급하게 선택을 해서 제가 빨간색인데 완전 너무 빨간색이면 텔레토비 뽀처럼 빨간색이면 너무 촌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살짝 뭐라 해야 되지? 좀 장밋빛? 아니면 체리 색깔 같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어요. 그래서 좀 멤버들이 너무 어두워 보여가지고 그걸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네, 제가 염색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생각보다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색깔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워요. 아, 만든. あ表現いらっしゃいませがいらっしゃ 이라시아 일본에서 요번 앨범 위해서 고용해온 새로운 저희 김스텝이에요 네, 네 제 음료 나와. 아, 네, 음료 나왔죠. 얘들아, 이거 음료 배워. 그 레모네이드 두 개하고 자몽이랑 초코 두 개. 요러시 오네가이시모. 아리 진짜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무에타이 잘할 것 같지 않아요? 더위 조심하세요 Kiss me baby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너라는 거 너라는 거 세상이 차가워도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널 향한 사랑인 거내 한판 무 바나나 바나나 매일 밤 보라나니까 나나나나나 네가 없이 아무것도 해 <laughs> 거의 먹었어? 나나나나 그냥 멍청한 바보니까 모두 날 버리고 욕해도 너라는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나 뒤에만 써주세요 <laughs> 더위를 먹어서 아, 노래가 잘 네, 이런 그렇니다 곡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비트 자체는 또 굉장히 또 세련되고 음, 그쵸 굉장히 음. 좋은 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, 방금 촬영했는데 네. 이제 밤에 촬영을 이제 딱 들어가니까 뭔가 순간 노래 딱 듣는데 갑자기 이후가 왔어요 감정이 뭔가 밤에 들면 엄청난 감성에 빠질 수 있는 곡이니까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진짜 듣고서는 되게 공감도 많이 하시고 위로도 받을 수도 있고 그쵸. 뭔가 그럴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럼 다시 뮤직비디오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내일 또 있다고요 내일이 38도래요 전 땡볕에서 녹고 있겠죠? 야호 저한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왠지 아세요? 집에 딱 갔는데 지쳐서 잠이 안 오더라고 계속 이렇게 몸은 자야 된다고 생각은 아, 의식은 자고 있는데 몸이 자꾸 깨요 아 더 이러면서 뮤비 둘째 날이 밝았어요 어때요 빨고 네 밝았습니다 오늘 38도죠? 네 오늘이 올해 중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지만 그게 우리의 여름은 뜨거웠다 네그 후끈후끈한 그 부, 열기를 유비에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럼요 후끈후끈 그럼 빨간 맛 한번 빠빠빠빠 빨간 맛딴딴 어떻게 그, 하는 그. 거야 아. 오늘은 38도입니다 괜찮아 안 나와요 알겠죠 시장에서 가장 청순한 표정으로 우리 네. 이프들에게 네. 곧 저희 컴백하니까 네. 좀 기다려달라 우리 나나나 많이 사랑해달라 네, 네 어, 이프 여러분들 저희가 나나나 뮤비를 위해서 정말 이 땡볕 같은 햇살 아래서 정말 열심히 뮤비를 찍고 있습니다 음. 또 저희가 고생한 만큼 또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고생해 주신 만큼 뮤비가 정말로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찍는 이유는 다 바로 우리 이브 때문이죠 저희 준비할게요 어, 태극 문양이요? 아, 확인 한번 해줄게 빨간색이 없잖아요 아 머리 아 그러네요 아 빨간색이 어디 있나 했더니 네, 머리에 있구나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네요 아 너무 더워요 지금 해, 이거 태, 햇빛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쳐다보기 힘들죠 제가 유독 햇빛에서 눈을 못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상을 쓰면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햇빛에 눈을 잘 못 뜨니까 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덥다 나는 이겨내야 한다 난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 손을 잡아주었고 위험하고 불안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가장 뜨거운 시간 오후 2시 올해 중 가장 뜨거운 날 38도 그는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물 먹을래? 어 한번 <laughs> 와우 Parou! 찐이 없나 따라해봐 지안이 작곡 그거 지안이 작곡 그거 안 한 지가 언제 됐는데 상이 상이 상이는 아니 아. 형! 형! 나 지금 오 어때? 나 이거 있잖 이래서 형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약간 정우성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네. 같이 온다 저봐요 저, 저, 저 컨셉 좀 봐봐요 입니다 컨셉 컨셉 어? 컨셉 예. 예스 예스 카메라에 한번 봐 농구부 주장 이상이에요 양빵 영땡당 정장 야 이거 공개하자 안돼 이거 이제,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야 이제 드디어 공개할게 어 잠깐만 잠깐만 아빠요 장문이 형 예. 얼마나 걸려요? 감사합니다. 너네 근데 근데 문제가 네. 사기절. 야 문제 보여주세요. 네. 우와. 그거네. 아, 와야 이거 진짜 너무 와 운동 많이 했네. 우리 마이 메이크업 소리 네가 없이 아무것도 해 가자 가자 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날 손을 잡아주었고 잡아주었고 위험하고 불안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공허했던 나의 하루를 밝혀주던 너의 아름다운 미소를 잠깐만 보고 싶어 조금씩 그려져가 사실은 두려워 나 마지막까지 잘 찍어서 예, 좋은 그런 뮤직비디오를 우리 이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나나나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진짜 나나나는 정말 엄청나게 공들이고 애정있게 준비한 곡이니까 네 우리 함께 달립시다 이쁘들 화이팅! 주먹 다 맞는 건데 해봤어

끝났습니다. 그리 이제 올해 굿나에 이어서 저희가 가장 빠른 컴백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진짜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. 여기가 지금 이제 새벽 이제 거의 이제 1시 1시쯤 되어요. 12시, 12시. 제가 고 뭐 저희가 사실 뮤비 중에 가장 고생했던 뮤비로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이틀 동안 이제 한여름 서울을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찍었기 때문에 아마 정말 많이 고생하고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다 고생하셨죠.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? 왜냐면 날씨가 최고 기온이었어요. 아이고. 뭐, 날씨가 최고 기온이었어요. 38도였잖아요. 네. 38도였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 많은 스태프분들과 네. 우리 멤버들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네, 잘 찍어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네. 그리고 이제 저희도 사실 모니터를 많이 못어가지고 네. 네. 저희도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나올지 고금 정말 궁금하고 잘 나와게 네,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하고 잘나죠 이제 곧 공개되는 나나나 나 나 나 나 나나나나예 뭐? yeah. 네.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. 저 임팩트는 이제 준비체를 끝나고 이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안녕